오늘 저희는 보라, 님, 마벨 아, 여기 어디? 어제 그 터키 케밥을 터키식 케밥을 먹는 거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아랍 아카데미에서 촬영을 했는데 먹고 아 이거 한랄에 관련된 거를 촬영을 좀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태원에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맛있기로 어, 맛있기로 유명한 그런 가게 중에 한 곳이에요 사실 저희가 먼저 시켰어요 원래 이걸 갈 달리기 만만 나는 시즈닝 앞접시 드릴 네. 이게 뭐예요? 네, 맛있겠어요.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겠어요. 네. 너무 맛있겠다. 일단 잠깐 보자면 망고라시, 샤슈카, 어, 마늘난, 그다음에 양고기 만디, 홈모스, 그다음 탑볼레 샐러드, 그다음에 버터 치킨 커리, 그 다음에 버터는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기부터 자릅니다 있습니다 <laughs> 있습니다 아, 이거 다 그냥 다 분해하는 아, 빨리 해줘 고기증 <laughs> 난단 말이에요? 고기증 난단 말이야 빨리 해줘 뼈랑 고기랑 되게 잘 분리되네요 아니 불하죠 푹 네. 삶아서 그래 푹 삶아서? 응. 원피스에 나오는 그 손에 들고 먹는 그런 아 그 만화고기 어. 음. 음. 맛있어요? <laughs> 됐습니다. 오 완전 좋아요. 고기 완전 부드러워. 음. 플레이. 네, 아, 저 너무 해봐. 라나 마히산 에브라힘의 뜻은 이렇게 나오면은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너무 맛있죠? 응. 음. 어, 진짜 맛있다 맛집 갈래 엄마 뭐지? <laughs> 고양이 고양이 생각나는 맛? <laughs> 여기 가고 싶어요 이런 거 있어? 한국에서? 경기도 경기도? 경기도 어디? 구리 구리? 구리? 우리 해화에서 어. 그 마을? 마, 마을? 마을? 벽화 마을 있어 해화에? 어? 해화였어 성신여대 쪽에. 더 잘하는데 <laughs> They're so they're so like ugh